빨리 포병 잡을게 포병을 올라가야 잡 포병을 위에 올라가야 잡지 바닥에선 포병 잡기 힘들어 보이지도 않아 그 내려가니까 죽는 거지 우아들이 일어나자 정켄슈타인 박사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 왜냐면 오늘 밤 정켄슈타인의 복수가 이어질 이거 어.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은 거 같아요 현조에 그래 거기를 잘 왔다 갔다 해봐 로켓 로켓 점프 니안 그러니까 벽 벽을 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라고 네 그런 식으로 해도 계단으로 좋아요. 달려가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보라고 어그로 아, 근데 프레임이 갑자기 왜 이러지? 호병 네, 보고 있어요. 나이스. 어디에서 오셨습니까? 깜짝이야 이거 공략법은 아는 손이 안 따라가는 것같아 어디나 영상은 많이 보면 머리는 이해를 하지만 잠깐만. 한, 힐 오른쪽 있어요 아이고. 이거 내려와서 자르는 거 제가 자를게요 저 어차피 올라가는 거 쉬우니까 구 중앙 판 왼쪽 왼쪽 나이스 호강 호강 아이고 어이구 저 죽어요 어이구 됐다 나, 나 죽어 나 죽어 그냥 중앙 이거 한조가 아예 중앙에서 오는 게 나은데 그런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위로 올라가는 게 시야학과가 훨씬 더 잘 돼. 둘 다 위에 올라가 있긴 해야 돼 왼쪽 포병 뭐 나온다 고방 나와요? 네 고방이다 사 나와요? 4분 4 0초 4분 42초 어 뒤에 어 보자 잡았어 어사님도 어디 가신 줄 알고 나이스 왼쪽에 포병 정면에 포병 빨리 나와 아닌가? 어 정켄슈타인 박사를 보 이쪽으로 오고 돌아야 돼. 떴어. 요거 거 잡아야 돼. 1점 하나 이거 좀비 어 잡아. 아 아. 뭐야? 나온다. 한조공 있어요? 응 없는데? 아 상관없어요. 90%에요 90% 재워줘요 재워줘. 했어요 저 오케이. 안돼 깨우면 안 되는데. 아 상관없겠다. 정크레 잘랐어요 사신 사신 사신 사신 깡으로 잡아야 돼 사신 사신 피해요 조명 포병 나이스 잡았다 정면 정면 폭탄 나이스 저 전캐슈타인한테 구마을게요 네. 구마을게요 네. 구 뽕 아이고 뽕뽕뽕 훈련이 불사서 힐좀 나이스 다컷 다컷 다컷 아이고 나 맞아 맞아 맞아 아이고 나 죽네 마이너 마녀 컷 힐힐힐힐 맥크리 살려 맥크리 살려 어이씨 맥크리 떨어졌어요 살려줘 나이스 아, 좀 깼을 게 했는데. 아이고 한번 더 하면 잘 될 것 같은데. 어갔쩌면 으한판더 정신 똑바로 차려. 지금부터 진짜 몇 점이지? 18,000? 오18,000 올랐다 나 죽으면 안 되는구나